시간이야 하지 마라 오면 니거 네 부신다 얘기했다 뒤졌다 이 자식아 나 언페인인데 너 어쩔 건데 낙사 간대? 돼? 물에 떨어진 거야? 좋아요와 구독 <laughs> 회사인데 헛헛헛헛헛 헛헛 헛두둠치 아 이거 어떡하냐 무반주 댄스 무서워 저번에 한 명이 내렸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발소리 날 보고 온 건가 여기서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? 들은 사람 없어? 아, 내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? 아, 어떻게 잡지? 올라가서 볼까? 와, 저기 있네. 와, 저기 모서리 딱 앉아 있었네. <laughs> 와, 못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와, 술탄 깔, 깔려고 하니까 막 바로 뛰네, 그치? 싫으냐? 하지 마라. 하지 마. 부신다. 오면 니거 네 부신다. 되겠다. 뒤적달 자식아 나 엄폐인데 너 어쩔 건데 낙사간데? 물에 떨어진 거야? <laughs> 야 그걸 낙하냐 야안 죽어 저 낙사 아니야? 그거 아니야 킬로가 안 떠? 저게 맞냐? 아까 그러니까 왜 건드는데 어? 왜 먼저 샀어? 그래서 어디 갔어? 가소롭군 어딜 까불어 컷! 컷! 컷! 어디 털었길래 이게 판명을 잘한 거야? 뭐어서 맞냐? 어, 개못사 <laughs> 나도 개못산데 얘한 개못사 <laughs> 나보다 더 못샀어 괜찮냐? 아나잘 지다아 아니야 나 그냥 보내줄게 어 재우지마 아 애들이 자꾸 나한테 시비 걸어 어, 나는 그냥 가고 싶은데 어, 내 위치 알고 있는데? 그냥 가면 안 돼? 치킨집 5천0개인데 앞에 저기 있어. 쟤안 가. 쟤 오토바이 있다고 저렇게 안 가고 버티는 거야 지금. 가라 가라. 오토바이 타고 간다. 쟤는 애 보내주자. 그거 이따 다시 보고 좀 보자. 안 가네. 아 비행기 타고 싶어서 이건 나, 나 때문이 아니라 아 비행기 타고 싶어서 아 고승 줄 알았는데 바보였네 야 거기서 기름을 넣냐 난 여기 엔딩 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들려나? 여기 박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 박아도 되고 그러니까 돌산 가야 돼 이거 여기 지나가면 안 되는데 훨씬 잘온것 같아. 이제 오는 것만 막으면 된다. 6개월 뭐야 이거. 나 어디 가? <laughs> 이거 어떡해요? 여기도 애들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 가야 되나? 토요일님 별풍선 28개 감사합니다. 괜찮은 유튜브 보고 왔어요. 안녕하세요. 뭐야 이렇게 뛰어다니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와 뛰어, 뛰어서 가면은 딱 저꼴로 할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아 몰라 이걸 안 먹어? 아 스킬리 아 맞아 맛있어 아 저구도 사람 있는데 괜찮겠지? 그래 뭐니까 한방이 오죽이겠지요. 삼투 삼갑반데 사람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괜찮은 식생 없나? 헉, 꼭대기 썰다. 어, 어떡해. 어떻게 괜히 건드렸어. 미안해. 아, 나원왜 이렇게 좋아. <laughs> 아, 미안해. 아, 쟤도 싸줘야 되는데. 어떻게 이기냐 내 쪽에 오지마 내 쪽에 여기 사람 있다 오지마 핵처럼 <laughs> 아 거기 세우지마 아니 거기 세우지마 아 솔직히 오지 말라고 썼건데 아 핵인 척 했단 말이야 핵인 척 했는데 안 속, <laughs> 안 속네 <laughs>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, 진짜 나 이쪽 이런 애랑 이 이러면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내 자리 빼고 언니? 애답이다 아니네 1대1 대1 저 나무? 별론데 아싸 아 연막 내 네. 내가 깐 연막이 먹어보는데 미안해라 아 탕수 어딨어 아 네,